아, 오랜만에 이런 뮤직 드라마를 본 게 된 것 같아요. 다랩의 Nước mắt em lao 맞나? 눈물은 새로운 사랑으로 지운다 라는 뜻인데 베트남어 알아? 느이랑 엠이랑 에오마나라 다시 구글 다랩은 4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근데 멤버들의 직업이 좀 특이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들은 가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레벨러는 LG전자 마케팅 JGKiD는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학생 뭐 MPaKK은 도로 및 다리 공사 엔지니어 노가다꾼이야?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가 뭐 디자이너, 배우, 리포터, 뭐 참치회사 사장,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뮤직비디오 리뷰하고 막 그러잖아 <laughs> 비슷하지 않아? 뭐 한 명이 더 계신데 뭐 새로운 멤버이신 것 같은데 이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래는 미디언 템포의 사운드 무난한 비트의 멜로디 그리고 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랩하는 멤버와 노래하는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원타임 이후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? 가끔 이런 구성의 그룹이 좀 그립기도 해요 뭐 요즘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구성의 그룹을 찾기는 힘들죠 뭐 랩만 하든지 아니면 노래만 하든지 뭐 가끔 콜라보 형식으로 뭐 크러쉬나 딘의 필두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에픽하이나 어반자카파처럼 뭐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래퍼가 그 노래를 도와주든지 노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음, 이런 미디언 템포의 곡을 저는 되게 좋아요 노래 구성도 피아노 멜로디에 뭐 드럼 비트 그리고 클라이맥스의 스트링 사비에는 좀 애절한 사운드에 피처링 자 뮤직비디오를 한번 볼게요 뮤직비디오는 뮤직드라마 중간에 다른 멤버들이 나와서 뭐 립싱크를 하는 플롯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뮤직비디오의 기법은 참 브이팝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뮤직비디오의 드라마에 대한 힘은 많이 싣지는 않죠 있더라도 뭐 살짝 나오는 정도만 근데 브이팝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드라마에 힘을 상당히 많이 실어줘요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봐온 노래들 뭐 탕티엔이라든지 디베초베 디비초베좀 아닌가? 어쨌든 아 길레 노래가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리뷰해온 노래들은 드라마를 상당히 중시를 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뮤직 드라마는 장단점이 확실해요 이런 장르는 뮤직 드라마의 구성은 노래를 더 애절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 노래 의 가사에 맞는 상황만 연출을 해준다면 그 노래에 대한 감정을 더 실어주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노래를 듣는 listener들의 상상력을 좀 뺏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listener들이 그 노래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고 그 노래를 온전히 내 삶과 녹아들게 만들게 하는데 이런 뮤직비디오에 드라마를 넣게 되면 아 이 노래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상을 하게끔 만든 노래구나 라고 하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장면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삶에 녹아들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뮤직드라마는 안돼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뮤직 드라마의 구성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보이는 듯이 약간의 흔한 컨셉이에요 뭐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여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아들의 반항 뭐 현실을 못 이기고 이별 그 후에 이런 클래시는 뭐 정세계 공용인가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이런 클래시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애절하게 노래와 드라마가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댄스를 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 안에서 직업이 댄서도 아닌데 <laughs>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그 달의 애들이 추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 그래도 좀 틀려나? 그래도 갑자기 왜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흐름을 깨더라고요 아예 이런 안무를 넣고 싶었으면 따로 스페셜로 안무 버전을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춤이 웃긴 건 아니야 되게 멋있는 어반 댄스야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난 무슨 인도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춤출 때 퓨처링 해주는 그 여가수 그 있잖아요 그 여가수 약간 좀 헤어 누나 닮지 않았냐? 나 처음부터 어 누나 왜 여기 있어요? 이랬는데 나만 그런가? 마지막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다랩은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하는 가수임은 틀림이 없어요 뭐 나머지 곡들도 쭉 들어봤는데 힙합도 있고 미디엄 템포의 R&B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lovely한 사랑 노래도 있고 뭔가 도전하는 내용의 갱스터 랩도 있고 그 노래 되게 좋던데 레게 사운드 그리고 오늘 이 노래도 너무 좋았고 실력 있는 그룹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댄스 타임만 좀 빼고 너무 잘 들었고요 다랩 그 댄스 안무 영상만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 전 이만 Tạm biệt